반갑습니다. 프로젝트 맵의 첫 번째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맵은 국내 유저들의 실력 상향 평준화를 위해 제작하는 영상 시리즈물로서 각 맵들마다 각각 분석하여 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수하게 기본적인 기술들에 관하여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은 니트로 단계에 따른 사용법입니다. 각 니트로 단계는 가속력과 지속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니트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각 단계에 따른 가속력과 지속시간의 차이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꽤 크죠? 이러한 니트로들의 사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트로는 니트로 버튼을 한번 탭했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니트로입니다. 가속력이 약하여 가속하는 용도로 쓰기엔 비효율적이지만 대신 지속시간이 길어 최고 속도 도달 이후 속도를 유지시키는 데 이용합니다. 2단 니트로는 일단 니트로 상태에서 니트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나오는 니트로예요. 가속력의세기는 shockwave 니트로 제외 가장 강하지만 그와 비례해 지속시간도 쇼크 제외하면 가장 짧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지 차량을 가속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perfect 니트로는 일단 니트로 상태에서 파란색 구역에 진입 시 니트로 버튼을 누르면 발동되는 니트로입니다. 2단에 비해 가속력이 약하고 1단에 비해 지속시간이 짧아 계륵 같은 니트로라 생각하기 쉽지만 쇼크 제외 속도 유지력이 발군이라 완만한 코너, 감속지대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몇몇 차량은 perfect 니트로 상태에서 속도가 증가하기도 해요. shockwave 니트로는 니트로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perfect 니트로 영역 진입 전까지 연속으로 2번 누르면 나오는 니트로입니다. 가속력이 가장 강한 니트로지만 그만큼 지속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이단 니트로와 비슷하게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차량을 가속시키는 데 사용하며 주로 심한 감속 이후 속도를 빠르게 복구할 때 사용합니다. shockwave를 키면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니트로로 죽지 않는 경찰차나 멀티에서 상대를 죽이는 데 쓰기도 합니다. 니트로를 충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기록 단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니트로병에 충돌하면 특정 이펙트와 함께 니트로가 충전됩니다. 파란색, 노란색 두 가지의 니트로 병이 있는데 각각 약 25%, 50%가량 충전되어 히말라야와 같은 특정 트랙의 경우 간혹 파란색 니트로 두 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굳이 360도를 시전하지 않고도 가운데로만 잘 간다면 전부 먹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약1 3 0 k m 아워 발행 가속된 상태에서 약 10초 남짓한 시간 동안 벽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25%가량의 니트로가 충전되는데 이를 perfect run이라 합니다. 특정 command를 입력하지 않고도 획득이 가능한 니트로라서 build를 짤 때 매우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일부 build의 경우 효율적인 곳에 사용하기 위해 벽에 일부러 부딪혀 지연시키기도 해요. 트래픽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두고 지나가면 소량의 니트로를 얻는데 이것이 바로 아슬아슬입니다. 트래픽 차량이 있으면 가까이 가보세요. 아예 트래픽과 충돌하면 아슬아슬보다 더 많이 니트로를 획득하는 교통정리가 나와요. 일부 고수들의 경우 옆면을 스치듯이 부딪혀 간속 없이 교통정리를 띄우기도 합니다. 차량이 특정 속도 이상 올라간 후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퀴가 미끄러지며 drift가 시전되는데 커브에서 조향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지는 않지만 니트로가 충전됩니다. 드리프트 상태에서는 각도에 비례하여 감속이 크게 되기 때문에 재가속을 위해 드리프트 종료 후 2단 쇼크 사용은 거의 필수입니다. 차량을 조향하지 않고 drift만 누르면 약 30m 정도 감속을 받지 않고 drift를 이어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꾹꾹이입니다. 한 번만 하면 충전되는 시간이 짧아 니트로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몇 번 반복하면 상당한 양의 니트로가 충전됩니다. 직선 주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간혹 벽타기를 할 때도 이용해요. 꾹꾹이 이외에도 미세한 각도로 양쪽을 번갈아 드리프트를 하면 감속이 거의 되질 않는데 이것이 바로 방정 드립입니다 꾹꾹이와 달리 중간중간에 공백이 없어 실질적인 충전량은 방정 드립프이더 효율적이며 모바일 초고수 유저들은 이 방정 드립프 선호해요. 기본적인 사용처는 꾹꾹이와 같습니다.